왜 자꾸 뭐 엄마 훔치네? 엄마 저번에 아우 아우 이것도 사고 엄마 저번에 준아 왜 이러는지 알아? 준아한테만 마시면 다골라라고 나는 막 이상한 거골라수 있게 세부는 의심하게 왜? 도망 한입 먹을 때까지 놔둬볼까요? 어. Ah, ah.

Come on, come on. TV, TV, Marty's TV, TV, Marty's RTS TV.